지구도 그러니까 위험하고 이것도 잠자로 들어갈 때 아니야 저어 한날 저기는 둘이서 쬐고만 보고 그냥 앉았어 한 앉았어 당신 나가도 가고 당신 화장실에 가도 앞에 가고 한번 아까부터 물었죠 많이 줬죠 뭐그리